What the? Hi everybody! We have a special episode today that we are going to try traditional Korean foods that we don't normally eat. Right, Yunjin? Yeah. <laughs> Okay. Uh, we also have Taeyeon here. Come here, Taeyeon. Taeyeon, come here. 안녕이라고. Hi. Is this Taeyeon? Okay, 가. <laughs> 아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 그 되게 이제 아주머님들 아버님들이 되게 옛날부터 즐겨 드시던 이제 안주로 많이 나와요. 어, 술안주로도 많이 쓰고 어, 안주? 술안주가 뭐냐면 이제 술이랑 같이 먹는 어, 한국 아니요. 알코올. It's like a side dish basically. 네. 이게 번데기라는 음식인데 What? 번데기. What? 번데, 번데기 아세요 혹시? Oh, I see. Yeah. 아, 그리고 한국 아, 진짜 For those who don't know, those who don't know, we'll put a picture like around here. Oh. But it's uh, oh. it's larvae. 근데 이게 또 아. 영양분이 되게 좋아가지고 안에 막 단백질이랑 고단백 아, 완전 고단백 진짜 먹어야 돼? 예. 네. 진짜 먹어야 돼? 근데 그게 이제 그 탕이 끓이기 전에 이렇게 딱 건들면은 이렇게 어? 이게 뭐야? 아, 진짜로 진짜 캥거루 아, 아, 아, 아, 오케이 한 번 보자 네. 한번 보자 아, 안 먹을래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땐 이렇지만 또 네. 먹으면은 안에서 이렇게 살살 어, 고소한 맛도 있고 It's basically an insect. 저요뭐 Right? This is a bug. Yeah, it's like a bug. A w e r straight up bug. 근데 이것도 이거 국으로 나왔잖아. 근데 막 단 것도 있, 지 않아? 네, 이게 지금 그 어, 번데기 어. 탕으로 가져와서 이 어. 육수랑 같이 돼 있는데 음. 원래는 이제 그 초고 아 고추 어. 그 청양고추랑 어. 마늘이랑 그리고 이제 양파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볶아서 주기도 해요. 아 진짜? 그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되게 맛있어요. I'm looking for the smallest piece right <laughs> now. 예, 예. 어, 이거 이거 예예 예. 그아 예. 진짜 나도 이거 응. 어, 어 만지기 좀 싫어. 근데 제일 통, 제일 통통한 걸로 먹어야 돼. 그 영양분이 가장. No. 아 네가 네가 먹어. No. 아니 아 먼저 no. 어, 먹어. 그러면은 뭐 어떻게 가바위보로가바위보 다른. Oh my god. <laughs> 가위바위보. Yes. <laughs> yes. 가위바위보. Yes. 예스 제일 큰거 제일 아, 큰거 재밌어 솔직히 어. 제일 큰거 그게 제일 재밌는 거야 어, 이게 제일 커? 제일 오동통한 걸로 <laughs> 어 이거 움직, 어, 움직이는 거 같은데 이거 아! 아 그런 거 내가 매겨줄게 아 아! 아 얼굴 봤어! I saw the face! I saw the face! 아 Don't look at it. Don't look at it. Don't make me come back. 씹어 씹어. 씹어 씹어 씹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먹어봐 씹어. 아! 괜찮은데 나한 번. Wait, wait. Was it really disgusting, or you just? No wait wait. Wait, To be so honest, you have to actually eat it. 근데 저런 거 먹을 건데 이거 낫죠 일단. the texture I can't stand. It's the texture. 그, 그 퍼지는. Ah, it's like Okay, gushers. Like, yeah, it's like, no, it's worse than gushers. It's like you know it's a bug and it's gonna like pop in like, man, I'm gonna eat you. Oh, I heard it. 난 들었어. 난 들었어. <laughs> 그가 우는 거. 오라. I hear it. 가늘까지 뭐야 그게? What was it like?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윤주 너도 이거 먹을 줄 아냐 윤주? 어너 맛있는데? 아 진짜 맛있어. 볼게요. 어, 잘 먹는구나. 에어. 오. 맛있는데? 오. d e l i c 아, 왜 테라. <laughs> 맛이 어때? 잠깐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네이 지금 이 먹는 게 벌레다라는 머릿속에 Yeah. 있으면 아무것도 못 먹는 것 같아. Okay, fine. I'll get this one. 네. 아, 근데 진짜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씹어봐요. It's not a bug. He's meditating. The pineapple is meditating. It's not a bug. Meditate. It's not a bug. Don't look at it. It's not a bug. 입에 머물지 말고 그냥 밥. 아, 아, 진짜. Come on. It's not a bug. It's not a bug. 아, 진짜 못 먹구나 어, 이게 일단 뻑 일단 뻑 유준아 이거 다 먹어 아 근데 유준아 다 먹어 응. 다 먹어 아 이거 우리 윤준이 이거 우리 윤준이 이리 와 우리 윤준이 어 우쭈쭈 어, 어, 어 우쭈쭈 다 먹어 Thank you guys for tuning in. Uh, next week we will be doing something, I'm pretty sure. Um, uh, if you guys didn't know, uh, Taehan and Vihak are also music artists. I will link their music down below. <laughs> Music. music. Link. Down below. Yeah. Okay, down. Yeah. Down. Down. Okay. If you guys have any other ideas for foods that we can eat and please stuff. Please comment. Please comment. Email <laughs> us, whatever. Check it out, and we. And if you like this, we'll continue this. Yeah. So yeah, let us know. I hate bondegi. I hate bugs. It's a bug. I love bondage. <laughs> <laughs> yeah. All right, thanks guys. Bye. Peace. Bye.